파라다이스를 찾아서 갑니다 자, 꽤 넓은 곳이 있다는데 40몇이라고? 에이, 거기다 뱀 보는 거 아니야? 뱀 정도 무지많겠는데 개미집 야 따뜻하다 어우, 어우 신발 막 찔리겠어 닦아나어내 신발 바닥에 구멍 난 건데 이거 오늘은 저기 사람이 뭔가 있다 자 넓은 곳을 향하여 살살살살살 <coughs> 아싸 좋다 오씨 밟으면 다리 제대로 찔리겠는데 이거 한번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따따 여기서 오딱 감자를 잘 만들어놨네 만든 건지 야 찾았어 야. 야 좋긴 한데 여기는 자갈이 오딱 넓으네 이야 물 색깔 봐라 기가 막힌다 저기서 야 아유 좋다 색깔 좋다 씨. 야. 조용하게 조용히 멋있네 색깔 봐라 기가 막히네 뒤쪽으로도 길이 있나? Enjoy your day. 오케이 enjoy You live in Kochang? Uh, no, no, we just we were here for vacation. 아하 And where you come from? I'm from South Korea Are you? Korea. Yeah. Really? <laughs> Uh huh. Okay, we're, we're from. I'm from Germany. She's ah. from Thailand. Uh huh. <laughs> Have you been? what, what are you doing with the fish you catch? I just play. Just play, play. Not eat. Not eat it. Yeah. Okay, okay. Because they're too small to eat. Yeah. <laughs> he likes to watch it fishing. Okay. There was...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What is uh, cheers in South Korean? Yeah, konbe. Konbe? Yeah. Okay, cool. <laughs> nice. Konbe. If I ever go to South Korea, I know. Uh-huh. <laughs> It's the most important word in every language. <laughs> Yeah, right. is closed. Yeah, Frosty. <laughs> closed. <laughs> pasando. Voy a